숙성시켜가지고 향나게 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이런 거저 뒤쪽에 팔거든요 아까 밥 먹고 나서 구경해 진짜 냄새 너무 이게 향이 좀 세서 한번 코를 정화시켜준 다음에 리셋 아리 리셋 뭐 살지 정했어요? 정했어요 아, 나는 모닝이랑 이것도 괜찮아요 만 사천 원. 만 사천 원. 응. 응. 응. 어. 여기 네 친구 가게라고? 네. Your friend is owner. Yes. 음. 아이스크림 is this one. 아 어제 말한 응. 아이스크림. 크리스가 크리스 메인. 네. 음, 그치? 맛있다. 음. 블루베리 얘랑 음, 어? 음. 로스 장미? 로스 로스 네 무슨 맛이야? 장미 맛이네요 <laughs> 아 몰라 장미 먹어봤어요? 뭐 아, 네, 네. 모르지 그래 괜찮아 괜 <laughs> 조개구이 먹어봤어 조개구이? 음 조개가 요거지 한국 가면 그거 한번 사줄게 되게 맛있어 조개구이 가로수길에 진경이네 작은 아빠가 하는 그 조개구이 집이 있어 빨리 해석해줘. 진격이 날아다녔겠지. The shell in both of you yeah. is really good. And, and that's it. 좋은데 많이 들어가 주잖아. 시 40분. 10시 40분. 많이 싫어. 응? 많이 싫어.